거는 꿀방구청 그리고 카페는 센터 118이라는 자연 친화적인 카페를 소개해드릴게요 네 그러면 바로 가보실까요? 렛츠고 고! 지금 저희는 섹터 128 숍에 도착했습니다. 음. 여기 이태원역 3번 출구에서 걸어서 5분 정도. 정말 얼마 안 걸렸어요. 근데 분위기가 너무 좋아요, 그죠? 진짜 너무 좋고 음. 여기는 데이트 코스로도 좋고 조용히 혼자 좌- 작업하기에도 너무 음. 좋은 카페인 것 같아요. 약간 너무 친환경적이고 난로도 직접 떼는 것 같더라고. 요 직접 나무로 떼는데 그런 감성. 음. 음료는 저희가 아메리카노하고 여기 118 시그니처 그 라떼. 를 시켰습니다. 한 입씩 리뷰해볼까요? 네. 아메리카노 먼저. 짠. 음, 아메리카노 되게 진하다. 진짜 맛있어. 저 라떼 원래 안 먹거든요? 음. 근데 쓴맛이 없어요. 맛있지? 우유가 되게 많이 들어간 것 같아요. 좀 섞어야 되나? 위아래로? 좀 섞어야 되기는 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우유 맛이 상당히 강하게 나가지고. 음. 근데 이거 되게 맛있다. 음. 섞으니까 맛있어. 약간 쓴맛이 나네. 위에가 있었나 봐요 위에가 음. 그치 그치 근데 훨씬 낫다 음, 뭐야 음. 음. 딴 데보다 좀 부드러운 거 같고 맛있다 아메리카노는 뭐 진해 음 아메리카노는 진하네요 음. 저는 좀 연한 걸 좋아하는 스타일인데 음. 전체적으로 커피 맛 괜찮고 분위기 좋고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여기 추천 추천 사실은 와플이 한정 판매된다 그래가지고 음. 저희 먹으려고 했는데 와플이 여기 또 signature라고 하니까 음. 한번 다음에 드셔보시길 추천할게요 저희가 다음 주에 올라갈 영상을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요즘 핫한 곳이죠 인천의 양푼왕과 대양로 음, 빙수야 넘버 2 길음역 빙수야 넘버 1을 <laughs> 다녀왔고 이 세 군데를 저희가 비교를 해볼 거예요 그리고 직접 가보면서 맛있는 곳과 그리고 카페 음. 이렇게도 리뷰를 해보고 음. 마지막에는 운동 영상까지 준비했으니까 이 시리즈 잘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컨텐츠 기대해 주시고 오늘은 저희 카페에 있다가 이태원 클러스에 나온 좋은 포차죠. 꿀밤 포차. 꿀밤 포차에 가서 거기 또 시그니처 메뉴를 맛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따 아, 봐요. 허니블링 구독해주세요. 채윤이도 구독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 이제 이태원 클래스 촬영지인 꿀범포차에 와 있습니다 다 이태원 클래스로 도배돼 있어요 음. 그리고 waiting도 엄청 길어요 7시에 들어왔을 때 대기 앞에 두 팀 있었거든요 지금 한 7, 8팀? 아니야 10팀 정도 있는 것 같아 진짜 줄이 길어요 한한 어. 곳이긴 한 것 같아요 음. 사람들 다 이제 시작했잖아요 어, 어, 어. 그러니까 새 오픈을 하는데도 그 전에 미리 다아 들어와 있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한 6시 반쯤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음. 네, 핫해지면 더 많을 것 같아요 그치. 제가 제가 금주 중인데 오늘은 마셔야 될 것 같아가지고 또 한잔 하고 있습니다 짠 제가 해드려야죠 다이어터지만 어쩔 수 없이 여긴 술집이니까 우리가 정말 다이어터가 맞는 걸까? 이쯤 되면 살짝 의심해봐요 저희가 시킨 주문은 순두부찌개와 짜게치 아 여기가 순두부찌개가 유명하다고 하고 이제 채연 언니 지인이 음. 짜게치는 꼭 먹어보라고 그치 그치 그치 꼭 먹어보라는 거는 저희가 또 맛을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금 여기가 엄청 바쁘고 사람들도 많아서 일단은 되게 안주가 밀렸어 저 7시 왔는데 지금 7시 45분이거든요? 그렇네 한 40분 음. 가가 먼저 나왔습니다. 일단은 구성을 먼저 보여드릴게요. 뭐뭐 뭐 들었냐면 일단 순두부가 우와. 크게 엄청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생이버섯 당면, 어, 당면도 있고 그리고 이렇게 해산물도 있어요. 파 들어있고 어 이거 뭐야? 고기도 어, 들어있는 우와 고기 들어있네. 고기도 있어요 고기 아, 이 정도? 바지락? 네 바지락 들어있어 구성은 괜찮은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는 특이한 게 이게 물이 보리차가 나오는데 이 물맛집이에요 레트로 갬성 물 맛있어 보리차 아 중글렌차인가 보리차인가 어 맞아요 물이 되게 맛있어요 그러면은 저희 한번 먹어볼까요? 우리 순두부 짠 할까? 순두부 짠 할까? 완전 몽실몽실 어 맞아 땡글땡글해 짠, 짠. 음. 맛있 어, 완전 포실포실하네 어 맛있어요 약간 매콤하다 음, 맛이 완전 매콤하네 끝맛이 더 매운 것 같아요 어 근데 되게 맛있는데? 당면사리 사으리 근데 가격 대비에 괜찮다 걱정이 그러니까 이태원인데도 맛있네 괜찮네 맛있네 얘가 그냥 이태원 클래스 때문에 유명한 줄 알았는데 맛도 있어서 손님이 음, 많은 거였구나 응. 음, 밥이랑 먹어도 진짜 맛있겠다 그치? 어 매콤하니 비벼볼까요? 네. 아, 맛있을 것 같아. 미쳤어, 미쳤어, 미쳤어, 미쳤다. 진짜 냄새, 아, 오늘 짜파게티 냄새. 나 짜파게티 너무 먹고 싶었어. 계란까지 집어서 짠! 짠! 반단지 아니야? 어. 반단지 짠! 미쳤다 미쳤다 진짜 맛있다 너무 맛있다 그냥 짜파게티 아니다 이건 아 너무 맛있는데요? 음 은지가 계속 짜파게티 먹고 싶다 노래 불렀거든요 이렇게 많이 넣어서 먹어보고 싶었어 아 오케이 어? 누가 더 크게 한 입에 넣나? 아 그래 나 이 정도 내기? 요 정도? 아 네네 네, 그 정도 하시면 인정해 드게요 시작 음 먼저 다 씹어야 돼 끝! 지금까지 이태원 클래스에 나온 꿀밤 포차에 이렇게 시켜서 먹어봤는데요 진짜 너무 맛있었어요 안주도 맛있고 분위기도 너무 좋고요 중간중간 이렇게 네온사인 있는 간판에서 어. 사진 찍으면 너무 예쁠 것 같아요 인생샷 일단 보장이고요 네 다만 waiting이 있으니까 오실 분들은 조금 한 6시 4, 50분쯤 오시면 적당할 것 같아요 아직으로선 맞아 근데 이제 좀 인기가 많아지면 음. 좀더 빨리 오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꿀밤 포차가 점점 더 알려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아직도 웨이팅이 들거든요 음. 신분증 꼭 챙겨 오시고요. 음. 저희는 술을 조금 더 먹도록 네, 하겠습니다. 저희 는술 좀 먹고 갈게요. 짜잔!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운동을 하러 나왔습니다. 저희가 오늘 먹은 칼로리를 계산을 해서 거기에 맞는 운동을 알려드리려고 해요. 오늘의 운동은 split squat입니다. 저희가 먹은 총 칼로리는 675칼로리입니다. 이게 인당 칼로리이므로 총 칼로리는 훨씬 더 높다는 걸 기억해주세요. 이 split squat 자세를 제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다리를 한쪽씩 남아서 하는 스쿼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대부분은 런지랑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실 거고요.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다리 하나를 벤치에 이렇게 올립니다. 이렇게 도구가 있으면 도구를 사용하시면 좋아요. 올린 다음에 한쪽만 운동이 되게끔 20번을 하시면 한 세트가 완성이 됩니다. 제가 크로스핏 다닐 때 배운 운동인데요. 이게 정말 효과가 좋더라고요. 다음날 엉덩이가 부셔질 수 있으니까 주의하시고요. 저희는 이 칼로리를 소비하려면 45세트를 운동하시면 되겠습니다. 와!